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SK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블렌딩 영상이 정말 조회수도 잘 나오고 반응이 좋겠어요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블렌딩을 정말 많이 받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뒷머리 블렌딩이 아니라 사이드 블렌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해요 네, 꼭 뒷머리처럼 이렇게 하얗게 밀어야 블렌딩이라기보다는 그 블렌딩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한다?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. 옆머리를 아래쪽에는 좀 깔끔하게 하고 위쪽을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예쁜 비율이 나오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동안 원블럭과 투블럭 많이 다뤘지만 오늘은 그 중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해요. 지금 바로 머리 감고 시작할게요. 가시죠. 네, 지금 전체적으로 머리 상태를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뒷머리가 제비치료가 또 열심히 자랐는데 지금 머리 자른 지가 얼마나 되셨죠? 한 달이요? 네, 한 달 정도 돼서 지금 머리가 좀 지저분하게 된 상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댄디커 스타일에다가 옆머리는 길이가 원블럭에서 투블럭 약 약간 어중간하게 중간에 걸쳐져 있네요 그리고 앞머리는 약간 가볍게 시스루로 손질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앞머리가 눈을 찌르죠 그죠 렇 많이 자라가지고 네. 조금 약간만 정리해서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눈 찌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깔끔하게 네. 시스루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 네, 뭐 거의 시스루 아니면 시스루 쉼표 시스루 가르마 거의 대부분이 시스루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다음펌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운펌을 하면서 왜 사이드 블렌딩에 다운펌을 해야 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설명 도와드릴게요 지금 제비추리 쪽만 아주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서 양쪽이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마치 제비추리가 없었던 것처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세요. 와 방금 대나님이 딸꾹질 해가지고 뒷머리 기스 날 뻔했어요 와 진짜 10년 감수했습니다 와 최근 한 1년 안에 그뭐 중요한 물건 갑자기 확 떨어뜨릴 때 보면 몸 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얼굴 너무 빨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한 5년 늙은 것 같아요 잠깐 사이에 지금 블렌딩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 제비추리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깔끔하게 양쪽이랑 연결을 시켰습니다 제 머리 지금 정면 보시면은 이제 옆머리가 보이죠? 지금 원블럭도 아니고 투블럭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옆부분에다가 이제 사이드 블렌딩이 들어가는데 이 사이드 블렌딩은 저 에스크쌤께서 설명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많이 길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을 짧게 자르려고 하니까 너무 뚜껑처럼 바가지처럼 될 것 같고 그리고 길게 남기려고 하니까 덥수룩하고 그래서 보통 여기를 못 자르는데 이 부분을 얼굴형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자를 거거든요 <laughs> 이 얼굴 각도에 딱 맞춰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이 옆부분에 그라데이션이나 블렌딩이 들어가면요 첫 번째로 샤프해 보입니다 그리고 뭉툭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처져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일단 덥수룩한 게 많이 없어지니까 네. 구렛나루 길이가 지금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구렛나루 길이를 길게는 하고 싶은데 덥수룩한 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최대한 남기고 좀 라이트하게 구렛나루를 뺐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라인을 얼굴형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어차피 다운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뭐 크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처음에 했을 때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2주 3주 지났을 때 그때 이렇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정말 비율이 다릅니다 그 사이드 블렌딩은 다운펌 끝나고 나서 커트가 한번 더 들어가요 음. 그래서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이 눌린 다운펌 상태에서 어, 그라데이션에 대한 깊이나 이런 길이감을 또 재설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안쪽을 투블럭으로 한 상태거든요 소프트 투블럭으로 아래쪽은 좀 깔끔하게 하고 위쪽은 점점 길어지게 블렌딩을 한 상태인데 정면에서 봐도 경계가 많이 안 보이죠 심지어 지금 질감 처리도 아직 안 한 상태고 지금 염색도 한 상태인데 경계가 많이 안 보이는 게 이번 블렌딩 컷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이 볼륨감 잡아주는 이 느낌을 블렌딩 역할이 하거든요 그걸 안 하면 너무 눌려가지고 또 위쪽이 죽어 보이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다운펌 했을 때 여기 죽어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를 블렌딩이 잡아주고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연하님 머리가 투블럭이잖아요 네. 근데 이 투블럭인데도 다운펌을 해야 되나요? 지금 완전 투블럭으로 해버렸으면 다운펌을 안 해도 되는데 옆머리를 투블럭으로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 길게 자른 다음에 블렌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옆머리가 많이 뜨거든요 아직 네, 그것 때문에 다운펌을 해야 되는 거죠 네, 지금 다운펌을 하고 머리를 헹궈서 나왔습니다 아주 잘 붙었네요 머리가 그냥 말리기만 한 거거든요 근데 아주 비율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튀어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스타일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렛나루를 눌렀으니까 이 부분에 약간 길이감을 조금 더 쳐가지고 약간 더 그라데이션을 줘볼게요 지금 앞머리가 좀 긴데요 저는 머리가 좀 가늘기 때문에 떨어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넘어가는 느낌은 좀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길이감을 줄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모발이 가느신 분들은 저처럼 자르시면 되고 좀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어가는 느낌으로 자르시면 돼요 약간 young한 느낌을 더하고요 어, 가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앞머리를 더 잘라봤습니다 어때요? 어때요? 커트가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금 시스루 댄디로 만들었고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디자인이죠 6대4로 나눈 스타일에서 앞머리는 양쪽으로 빼서 가볍게 질감을 줘봤습니다 양쪽은 다운펌으로 눌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옆머리 블렌딩 컷이 끝이 났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옆머리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 깔끔하게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옆머리 한 것도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서 뒤쪽까지 떨어지는 라인 이 뒤통수 볼륨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죠 아마 유튜브에서는 이 정수리 쪽에 다룬 컨텐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자 오늘 사실 그동안 제가 커트를 이제 다른 미용실에서 많이 봤는데 그 에스크쌤이 저희 미용실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맡기게 되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그니처 디자인은 에스크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은 저희 여기 아래쪽으로 바가 들어갈 거예요 이쪽으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은 어, 아, 정말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금방!